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에 홈플러스 아이스크림은 준비했습니다 마실 거는 허쉬우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라 뭐라 ه ا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플러스 아이스크림 파닐라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런데 달기가 좀 별로 りがう。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달기보다는 저한테는 바닐라가 맛있었어요 네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 못 먹었네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